나봤을 때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? 갑분싸네 갑분싸 어? 지금 여기 아, 인도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가 심사를 하러 갑니다 네. 그럼 이제 막 빠방 하면서 이제 여기 스누퍼 그 뭐 인도에서 심사하다 막 이런 거 안 달리나? 뭐 아님 말고요 뭐 아무튼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심사하게 됐네요. 근데 아쉽게도 저희의 노래는 없었어요. 아, 저희 노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내년에는 내년 콘테스트에는 저희 스노퍼의 춤도 노래도 어,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라고? 저 요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거든요. 너무 재밌어요. 지금 8화까지 봤는데 어 박소준 선배님 연기 짱이에요. 그러니까 시드라 대체로 아 왜요? 빨리 시드라 아니 이게 잘 나왔다. 아니 참 아니 빨리 보이나? 이게 잘나오잖 이게 잘 나오니까 참이 이 뒤에 찬란한 후반. 안녕하세요. 여기는 <laughs> <laughs> 아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. 언니로 부르세요? 네. 어.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. 또 안녕 노래 나오는 것도. 안녕 나야 <laughs> 안녕 티 내 꿈을 따라 놓자 29개면 원몇 분이냐? 29개? 3분 땡 여러분 인도물 보신 적 있습니까? 인도물? India w a t e 와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한, 한 1,500명 분? 한 2,000명 그리고 오늘은 오셨더라고요. 영부인, 영부인님께서도 오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들리세요? S N U P E R. 파이팅! 파이팅! 아. 방탄소, 방탄소년단 선배님. 파이어 하잖아요. 대기실 가서 잠 다시 맞춰봐요. 연습 좀 하고 올게요. 와, 진짜 너무 잘한다. 오늘 인도 공연 수고하셨고 인도, 오늘 심사보다 정말 고생하셨고 인도. 저희는 이제 한 곳에서 보시죠. 오늘 한 몇 팀 봤지? 한 오늘 오늘 오늘 20팀 넘게 봤어요. 오늘 한 100몇 팀을 봤죠 저희가. 아, 근데 네. 근데 저는 그래요. 진짜 와 케이팝에 대한 열니다 정말 <laughs> 네, 대단하다. 음, 라고 정말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네. 퍼, 져 있구나라고 네. 생각했고요. 네. 굉장히 그 넓, 넓어지는 그 넓어지는 네, 그 세계 속에서 아 근데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케이팝을 사랑해 주시는 인도 팬들이 네. 굉장히 많고 이제 케이팝이 네. 정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구나. 네. 우리 스누퍼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. 뻗어나가야겠다. 더 잘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겠다라는 네. 그런 저는 오늘 정말 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어떤 걱정했어요? 아 저희도 커버를 했었잖아요. 네, 네, 네, 네, 네. 아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어 맞아요, 네, 맞아요.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세빈이 그 이 악물 가는 거 봤어요. 맞아요. 저도 아! 어. 아! 아! 네, 세빈이 이제 네력이안 받아가지고 어 맞아 맞아맞아 헬킥거렸어. 네. 아무튼 다들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바이바이. 한국에서 봐요. 네. 그럼 지금까지 사이드 버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